이가 돼버렸 깨개빵 그 요지가 보이는 거. 다 잡았나요? 땡땡. 이게 눈이야 비야 왜 번개가 치는겨? 볼게요.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와 졸라 많네. 260저 반대편이다. 뒤로 가볼게요 제가. 몇 마리 남아있네 아직